흐흐 기히 일본의 히린너시 사가현에 위치한 우레시노 온천마을 일본의 산대 미 온천수라고 불릴 정도로 온천수가 피부 미용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제 사대미인이 간다 미안합니다 아데데 제가 사가켄이 도착을 시 마시잖아요 예. 사가대 이행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갑자기 진해를 시작하는 대전의 옷장. 자 갑니다. 사. 사과 먹고 싶다. 어. 가. 아, 뭐がって言っちゃってる。 10분 정도 기다리니旅館 사장님께서 픽업을 와주셨다. ここもクーラー入ってなかったでしょ。はい。 사장님의 재미있는 설명을 5분 정도 듣다 보니 여간을 도착했다 모던함과 전통적인 느낌이 나는 러비 이런 데까지 와서 누가 자판기에서 살까? 그게 나야 바드 바드 비드바 충남 소산시 마을에 간처럼 편안한 느낌의 다다미방 갑자기 말이 없어진 자기는 우리의 소중한 주역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는 것 같다. 왜요, 자기? 에어컨이 시원해서. 야마가 돈다. 이빠이 야마가 돈다. 자기 헤어스타일 어떡해요? 네? 왜? 왜? 왜? 대표님 아따 아줌마 미다 뭐. 뭐. 의자와 테이블이 있는 테라스를 지나며 일본의 전통적인 방식의 역조와 대전동물원 팬도 마을이 떠오르는 해나무숲 그리고 샤워시설이 있다 아 뜨거! 아 뜨거! 스톱하자 뜨거 스톱 와 맥차지다 샤브샤브니 나노카모 이타다키마스 하나 둘셋 점프 시마스 하나 둘 점프. もう古い。 아야 해. 해. 빨리. 하나 둘 셋. 아이야. 샤샤샤샤. 어때요? 어때? 뒷산에 호레이가 자주 나온다는데 오늘은 맛있는 거 먹겠네 私もともと体に熱が多いからうん。あーめっちゃ気持ちいいなちょっとセクシーセクシー。わあ気持ちいいセクシーセクシもぎちんもぎちん 온천을 하러 가기 전 과자를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うんどっちがエロい？エロいどういうことビジネスホテルと旅館。今日夜チェックしてみよ私の考えは聞いて。うこれこれどちらより取っちゃったよ。 똑같다 よ。 똥꽁트다 똥꽁트 <laughs> 내추럴 브이로그라고 브이로그라고 꽁트 じゃない라고 取っちゃったよ。 똑같아요. <laughs> 부드러운 스리퍼를 신고 드디어 온천을 하러 갔다. 가족 목욕탕? 내나무로 들어싸인 선로를 지나 드디어 만난 작은 원정. 온천을 하기 위해 우린 탈의를 했다. 노딱반지 우리가 같이 온천을 하는 건 처음이다 침 코코 冷たいビーチねここめっちゃ暑いの。ここが暑いのよ。 아 뜨거 근데 정말 신기하게 자기 엉덩이에서 계속 거품이 나오던데 왜 그럴까? 자기 말대로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걸까? 정말 신기하다. 아 맥차 기모치 나왔다 あいごちょる、あいごちょる。왜温泉したから 졸리다 진짜 자고 싶어? 술 안 먹고? 남의지 아니 아니라고요 술, <laughs> 술 먹는 거 정말로 기대됩니다 아이고 와 맥주병이다 그리고 거치 키트돼 거치 키트돼 온천역으로 매끈매끈한 뭔가 유카타 사이로 솔솔 들어오는 바람들에 우리의 눈꺼풀은 고더비만이 내고 말았다. 도와주세요. 얀지순 관장님. 밤이 깊었다 드디어 료칸 여행이 하이라이트 저녁 식사 시간이 왔다 이거 리토엔 료칸은 가이세키가 맛있다는 글이 많아서 엄청 기대됩니다 와 아, 맛있겠다 입맛을 다시게 하는 밑반찬이 미리 세팅되어 있었다 가이세키에 꼭 모든 회가 나왔다 それが全部メニュー私たちが食べるメニュー全部全部だからそれを今からジムが説明してまだ肉とか全部あっちにある 아... 척쇼! 개운한 몸에 다양하게 펼쳐진 음식을 먹으며 시원한 맥주 한 잔이랑 역시 삶은 계랑 대전의 밍크거래 견식그는 역시 회를 먼저 먹었다. MSS다 뭐요? 맛있어 기분 좋으니까 사준대 따로 준비된 개인 하루에 나카이상께서 붙여주시는 물에 구워 먹는 사과규 야키니크 요리 일본 3대 소고기 중 하나인 사과규에 야채의 촉촉함이 더해지니 내 뱃속은 대관료 얀떼 먹자니 되었다 음메 리토엔 료칸의 대표 메뉴 가지 요리 메이나스 全部食べなさいスキンもうんスキンも 비주얼만 봤을 땐 안 먹고 싶지만 가지를 특제 소스로 조리해서 달달하면서도 끈적한 식감이 아주 사람 함장합니다 音マシもともとナスがあんまり好きじゃないんですけど 아 진짜? うんあめっちゃこち美味しいカルビみたい 오늘의 메인 메뉴 샤브샤브가 나왔다 どこ からどこか 아 ら 진짜 엄청 맛있겠다 고기 えちょっと待ってこれ綺麗にさ 와 一枚にした方がいいよねまず 누나 이게- 遊んで2 3 4遊んであですいいんじゃないいいんじゃないちょっとピンクぐら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일로 일로 와라 들어와라 가이세기요리중 가장 기억에 남는 샤브샤브 부드럽고 넣는 듯한 식감 기쁜 맛의 육수 끝! 홈런이다 홈런 아 거래다 댄스의 표현 식사의 마무리로 달콤한 크림 브리레가 나왔다 언제나 들이 함께 먹던 식사가 오늘따라 특별한 기분이다. 감사한 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어서가 아니라 그냥 맛있었기 때문이지. 저녁을 먹고 방에 들어오니 이불과 베개가 펼쳐져 있었다. 역시 력항 김기현씨처럼 완벽하다. 네번 누가 쓰는지 알겠죠? 내르네. 부츠는 토끼 도매르네. 일상에서 만나는 아침과는 달리 기분 좋은 아침이 왔다. 자연 속의 맑은 공기 그리고 노숙 아니 멋진 우리 자기 음 자기 맞죠 근데 그래 너무 김치 もう顔やばいよえスカよりもかっこいいということうんいい意<laughs> 味でいい意味で 아침밥을 먹으러 왔다. 저녁과 비슷한 느낌이지만 메인 고기들이 오는 가벼워 보이는 식사. 크, 한도 빼기 해야겠다. どこ見るのどこ見る 계란말이 <laughs> 저기는 계란말이 아 와타시노 카레 가와이나 베겐이시다 베겐 우레 면물 온천 두부 별다른 양념 없이 두부에 온천수가 스며들어 고소한 맛이 온천나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초일 여행은 끝이 났다 평화로운 마침밥을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영상 1시간 전에 현식군에게 토어 뭘까를 다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료카니까 일본술で 구매하겠습니다 ああね일본술 진짜久しくてあんまり言わない嫌だって言おうとしたこれも私話したい本当千日まで結局私たちクッキングユーチューブもありますからで正直見た구독자たちにうん本当ありがたい心があるから、本当に私たちの日常を一緒に面白がってくれるからうん、 嬉しいです、 감사합니다 い 진심 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心か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거 안 싫어요? 첫 넘어가야지 그래 愛してるという意味や 야 뭐, 뭔가 먹어 뭔가 먹어 아니 서로서로 それ何そろそろが何やって 근데 소로잖아요彼女가 이라이트예요 난, 진짜요? 근데 소로라고? 에? 어떤 사람이에요? 여자친구? 저 여자친구는 솔직히 하나 솔직히? 솔직히 하나 시더라 막막 배친이 막 배친이 와한 어, 마리 난 남자친구 좋아하시다 남자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랑 헌돈이 헌돈이 아, 아니 헌돈이 진짜 아타가 아니죠 헌돈 아니 고리를 도야 아니 그래를 도야한테 사가시대 私何も話してないじゃない何も話してないのよなんで違うんか本当に